저의 신발장 앞입니다 그고 <clears throat> 우리 아들 왔어 제가 어, 원래 신발 엄청 좋아했단 말이에요 이제 집으로 들어오면서 신발 엄청 많이 버렸어 어, 뭘좀 여쭤보신대 우리 아빠가 <laughs> 예전에는 막 운동화 사 모으고 막 그게 약간 저의 스트레스 해소법이었어가지고 모아놓은 운동화꽤 많았었는데 문제가 보이니까 웬만한 운동화들은 싹 정리하고 오늘은 제가 즐겨 신는 운동화나 구두를 추천해 드리려고 해요 정하나의 최애 템 제일 많이 신고 이거는 평생 신을 것 같고 이게 밑장이 닳으면 다시 주문해서 신을 것 같은 신발을 보여드릴게요 따로 업템포입니다 벌써 이렇게 굉장히 더럽고요 밑창이 벌써 달았고요 엄청나게 많이 신고 다니는 이 업템포인데요 제가 일단 이 신발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이죠 이게 깔창을 넣어도 티가 안 나. 원래 자체도 굽이 높은데 이만큼 깔아주면 어 키가 몇 센치 커지는 거야. 제가 또 이제 약간 하체에 컴플렉스가 있어서 검정색 스타일로 많이 이렇게 입는데요. 어떻게 뜨겠어요? 이것도 블랙이잖아요? 그럼 이제 바지부터 신발까지 쫙 이렇게 하나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발까지 마치 내 다리인 양 조아씨 가세요 두 번째 조건 이거는 약간 제가 신었을 땐 좀 불편해요 제 발에는 좀 안 맞는데 이렇게 내가 스포티한 느낌을 내고 싶을 때 좋은 그런 신발인데 사실 안신지좀 오래됐어 업템포에 빠져가지고 그 얘는 사이즈 미스로 발꼬락이 아파 그때 Reebok unboxing 그 Reebok unboxing 때 말씀 아니, 엄... Reebok unboxing 때 말씀드린 가끔 그 Fury 뭐 동네 마실 나갈 때 그리고 뭐 운동 나갈 때 진짜 가벼워요 이것도 블랙이잖아요 마치 하나 같은 것 같죠? 그래서 이장 다리가 길어 보일 수 있는 그런 신발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있고 끈이 달린 스타일도 있어요 근데 약간 끈 달린 거는 제 기준에서는 약간 이 시선을 한번 끊어주기 때문에 좀 나의 다리 길이를 한번 차단시켜서 내 다리 길이를 탄로나게 하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한동안 또 엄청 유행했죠. 요렇게 잡아주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좀 편하게 막 신는 신발보다도 좀 운동할 때 잡아주는 그런 느낌인데 제가 이 신발을 왜 갖고 왔냐 이것은 저의 팬들이 이렇게 뒤에다가 신발 뒤에 하나 새겨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신발은 정말 고이 잘 모션 두고 있는 그런 신발입니다. 아 힘들어. 얘네는 제가 한도안그 힙합, 여, 힙합막 여기 이렇게 빠져있을 때가 있었어요. 이런 느낌의 신발과 막 옷에 흠뻑 취해가지고 막 정말 색깔별로 모았던 적이 있거든요. 노랑, 빨강, 파랑 그리고 심지어 얘는 색깔이 반대랑 달라. 원래 얘는 이렇게 세트예요. 그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올백 Force를 이렇게 customizing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제작을 해서 파는 사이트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unique한 운동화기 때문에 사실 비록 지금은 진짜 안 신어요. 약간 나의 추억? 뭐 그런 느낌으로 갖고 있죠. 핑크색 운동화. 여름에 청바지 같은 거 딱 입고 이거 하나 딱 신으면 되게 예쁜데 내 기억에 사실 이거 송지은 거야. <laughs> 얘는 뉴발인데 귀엽죠? 달마시안 무늬인데 아마 제가 얘를 무신사? 하여튼 뭐 그런 곳에서 오프라인으로 예약을 걸어가지고 제가 샀던 애로 기억을 합니다. 이것도 제가 신고 나가면 아 귀여워 했던 운동화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최애템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추천하지 않는 그런 신발이 하나 있어요. 뭐냐? 샤넬. 같아요 이런 신발은 진짜 더럽게 비싸 근데 이런 거 뭐야 시즌 신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시즌이 지나고 나면 또 새로운 시즌의 운동화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사지 말고 그냥 저렴하게 그냥 그런 운동화 사라 뭐 이런 말이에요 이거 되게 더럽죠? 이렇게 구두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말 마르고 닳도록 신고 있는 부츠예요 올 겨울도 함께 보내고 있죠 진짜 바로 이 부츠인데요. 뒷굽이 보면 지금 다 달아있을 정도로 제가 굉장히 잘 신고 있어요. 롱부츠 요런 거는 요런 거는 비싼 거 좀 사도 돼. 아들 나와. 이것도 한동안 진짜 엄청 잘 신고 다녔던 워커예요. 전혀 불편함도 없고 근데 지퍼도 이렇게 그, 사실 요만큼만전 잠그고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그 운동화 다음으로는 슬리본에 엄청 꽂혀가지고 한동안 또 호피가 또 유행이었잖아요. 딱 깔끔하게 입고 딱 그 신어주면 오잉 또! 신발 끄는 힘들어. 지금 이것도 지금 다 정리 안 하는데. 그리고 제가 리복에서 선물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겨울을 맞아서 또 보내주셨어요. 겨울 선물! 빠 여기도 또 운동화가 두 개가 있었거든요. 이쁘죠? 어, 좋긴 한데 저는 종아리가 짧고 얘는 여기가 턱이 있어서 여기 깔창을 넣어도 여기 내 발이 아프거든. 깔창을 넣을 수가 없는 신발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Reebok 감사합니다. 오! 이건 되게, 어, 이것도 이쁘다. 이렇게 생긴 약간 느낌이 뭐라지 레트로 느낌 패션 people들이 되게 잘 신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신발인데요 예쁘다 옷을 이렇게요 오. 음. 어우 따님도 오셨어 우리 따님 이게 약간 우리 아빠한테 입히고 싶은 그런 느낌 되게 조끼에 간편하게 안에 양털도 달리고 good! 오! 아이 러브 맨투맨 레깅스인가 봐 이것도 팬츠 와, 아, 또 언니가 X small 보냈어 내 제가 맞더라고요 그 예전에 레깅스 X small 맞아요 자 다음은 외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 외투 외투 외투 외투 외투 소리 질러 귀여워 네, 두분 가시겠어요? 옷이 네, 탐나시나봐요? 제 거예요 엉덩이까지 딱 덮는 거꾸로 입으면 이렇게 양털. 여기에 지금 카메라에 잡히는 않지만 우리 집 쫄쫄이 세 마리가 요 앞에서 왔다리 갔다리 난리 났어. 우와 우리 뽀요 막 카메라 욕심이 났어? 뽀뽀. 이제 가. 마지막 매트. 색깔이 아주 핫트렌디해. 예뻐 예뻐 막 예뻐. 아니 아니. 진실이 이쁘요가 지금 손내고 있어. 이거 뭐 아니라고 내 거라고. 이뻐 일리 와. 이쁘다. 이런 색깔은 단색은 사람 얼굴 확 환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칙칙하지 않겠다. 리본 감사합니다. 엄마? 엄청 잘했어. 우와. 뽀요도 감사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의 이제 운동화와 또 새로운 겨울 Reebok unboxing을 해봤습니다. 뭔가 정하나의 일반적인 스타일과 추천하는 것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남은 신발들이 저의 과소비였어요. 여러분들은 과소비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있을 때모으 응? 있을수록 모으 자꾸 모아야 뭐 <laughs> 다들 감기 조심하고 항상 행복하고 음. 엄마도 한마디 해줘. 추운 겨울 감기에 걸리지 말고 건강들 하시라고. 네, 감기 걸리지 말고 건강하세요. 늘 말하지만 손가락힘 한 번만 쓰고 가. 여기에 아, 좋아요 버튼 있어. 한 번만 딱 눌러. 두 번 안 돼? 한 번만? 안녕!